그리고 친하다 친하다? 없어요 <laughs> 저, 저 아싸예요 오! 어! 오! 어! 오늘은 내기 전에 뭐지? 어, 룰렛을 수정을 한번 해보고요. 예. 제가 정말 룰렛에 쓸데없는 거를 많이 넣어놨더라고요. 나 그래서 좀 없애려고. 너무 그 걸리면은 앞으로 당할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. 구독! 아, 룰렛에 없앨 거 없읍시다. 일단은 에... 일단은요 이거 올려놓고 이거 좀오 이거 옆에 생겼네 정리하기 개꿀인데 구독 와 근데 방송 연장하기랑 방송하기 2%였는데 한 번도 안 떴네 요즘에 딱히 요즘 룰렛이 없었어 아니 여기 있어서 물 마시기 10%로 줄이겠습니다 아, 뭔가 간단하게 할 만한 거 넣어야 되는데 지금 88.8%거든요? 어, 왜 있다 보죠? 빡치네요 어... 뭐 넣지? 스쿼트 오예요아 스쿼트 오에 오케이 나 잠깐 운동시키 아이고 뭐, 어차피 여러분 있어도 자주 안 돌리니까 에 설마 터지겠어요? 한 이거 내가 봤을 때 한 7.2%로 해놔도 괜찮아 어 이거 7.2%로 해도 무난해 어 무난 무난해 빵30% 줄인 게 어떠냐고 그건 좀 아니 인행 12골기요? <laughs> 아 넣어볼까? 잠마 지인에게 12골기 구독! 그 지인에게 12털기 개웃기네 <laughs> 만약에 걸려서 12털게 되면 은 개웃기겠다 나중에 걸릴 날을 기대하며 저 뭐지? 걸면 잘 걸 자신 있어 나 TV 계절텀 구독! 친하다 친하다? 없어요 <laughs> 저, 저 아싸예요 오! 오! 아 돌려 돌려 후원파 후원 아니 에 걸려서 11초 하게 되면 개웃기겠다 나구금을 꺼야 되는데 마이크를 껐네. 아니. 아니? 아니. 어제 부금을 껐어야 했는데 마이크를 끄고 말하고 있었네. 어쩐지 반응이 없더라. 아니, 그 감사합니다. 아니, 근데 저거 어떻게 바꾸자마자 나와요? 아, 싫어요? 이러면은. 해봅시다. 아, 저 전화도 걸고 있었어요, 심지어. 레전드네. 아, 설마 자겠어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마이크 꺼놓길래 에? 하고서 놀랐네. 잤어? 어쩌라고. 여보세요. 지금 저만 있스튜디오 어쩌라고. 너는 좀 낮밤을 바꿀 필요가 있어. 그래서 밤을 들려고 뭐라고요? <laughs> 뭐라고? 아왜 저러니까 어쩌라고? 그죠? 어쩌라고? 왜? 아니야 그냥 룰렛에 시비 털기 걸렸는데 나도 시비 털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리고 네가 안 봐도 자고 있을 것 같았거든 여보세요? 방송 중이야? 어 <laughs> 구독! 2,000원짜리 안가 2,000원이 안가 아깝지 않다고요? 나는 만족스럽네 구독! 진짜 아 <laughs> 저거 어떻게 바꾸자마자 나오냐 전 솔직히 운동하기 나올까봐 긴장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운동, 운동하기 나오면 은 접어야지 이랬는데 설마 설마 떼겠어? 아 이러는데 안 떠지러 워아 근데 레전드다 진짜 <laughs> 아 재밌다 이거 아 행복하다 아 또 걸렸으면 좋겠다 구독 1 어, 2털 사람은 많아요. <laughs> 잠깐 이거 좀 쓰레기 같은데. <laughs> 아니. <laughs> 자기야 사랑해. 사랑해. 윤나 사랑해. 사랑해. 아. 아, 나 덕분에 아마 생활 패턴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. 어해. 잘못했어, 사랑해. <laughs> 잘못했어. 사랑해, 내가 많이 사랑해. 정말 정말 사랑해. 와, 아, 정말 사랑해. <laughs> 내가 내일 아침에도 깨워줄게. <laughs> 잘못했어. 제발 만나고 직업만은 날리지 말아줘. 구독! 잠깐 깬 거 빼고 오늘 12시간 잤다고? <laughs> 님 맞아요 그거? 아니 싫어요? 그럼 지금 깬 거야? 지금부터 또 깨어 있겠네? 그리고 또 새벽 6시에 잠들었다가 내가 한 7시쯤 깨우겠지?